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몇 시예요? 아, 지금 8시 아침에. 8시? <laughs> 와우. <laughs> 이제 12시야. 아침이 아니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비디오 찍고볼까 음흠. 합니다 음흠. 일단 너무 늦게 일어나요 Almost bedtime 아, 예이 와 부드러워 better. Water. Yeah.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드디어 일어났네. 안녕. Oigan, y como Hayato hizo de almorzar, a mí me toca siempre lavar los trastes, así que voy a lavar los trastes. Oigan chicos, y normalmente después de desayunar y lavar los trastes y eso, vamos a hacer ejercicio. Normalmente yo hago yoga y Hayatito hace, no sé, ¿no moje? Ah, push-up. Push-ups, sí, hacen push-ups. 끝나고 이제 거의 3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타니아가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 하니까 뭘 만들까 하는데 뭘 만들까 생각이 안 나네 음... 일본 음식도 괜찮아 일본 음식도 괜찮아? 음. 아시아 음식. 아시아 음식? 네. 그냥 설문 크어서 먹을까? 오케이 괜찮아 근데 나 지금 옷 없어 그러면 살몬 구워서 먹을 거예요 사몬은 이렇게 냉동시킨 거 이제 두 개 있고요 이걸 그냥 토스트 안에 넣고 그냥 구우면, 구우면 될, 될 거예요. 다음에는 미소스프를 만들려고요 끓리면 다시를 한 스푼 정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넣고 싶은 야채를 넣으면 됩니다 오늘은 말린 두부 미역 그려요 이제 2분 정도 됐으니까 초벌을 넣어요 초벌을 넣고 조금 끓이고 마지막에는 그냥 미선을 넣으며 크팁니다 크! 음, 4번 넣겠습니다 Y yo lavé la ropa, no creo que estoy de floja, ¿eh? Miren todo lo que cocinó el chef Hayato. ¡Qué rico! k u m a g o itadakimasu. itadakimasu. 예. 표 m 심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m 있어 m 나치 언제 그 m 사람 될거 m 그냥 사람? 요즘 사람 아니야. 그래 m 시간이 m 으 m 까 음. 음, 많이 갈 일이 없어. 음. 많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너무 많고 음. 나 천천히 해야 되지 씨 음. 고마워요 음 고마워 맛있는 요리 했으니까 이 요리 안 하는 사람은 설거지 해야지 하이. y buenas noticias, acaba de llegar mi cartita de que ya me aprobaron la visa. Recuerdan que en un video anterior les contamos que andábamos buscando todos los papeles, consiguiendo los papeles para el visado. Me toca renovar visa y ya me dijeron que sí, así que yo creo que a lo mejor en el siguiente o siguiente, siguiente video van a estar viéndome recogiendo mi visa. Yes. 지금 뭔가 메일이 왔는데 아하 무슨 이메일? 잠깐만 없어졌어 에이? 아, 뭘? 어. 좋은 뉴스 있어? 굿 뉴스? 굿 뉴스인지 b 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토픽 없어졌대 예? <gasps> <laughs> No? 음. y 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씨, 뭔가 공부 좀... 안 해도 되네 근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좀 근데 그거는 그냥 심심해서 한 거잖아 음. 이거는 bad good, good? <laughs> 어, 잘 모르겠어 근데 r e f u 받을 수도 있고 오케이 okay. Oigan, y para los que no sepan qué es el TOPIC, es el examen de nivel de coreano. Lo tienes que presentar cada determinado tiempo y Hayato se inscribió para presentarlo este año y con todo esto que está pasando del virus, se lo han estado cambiando y cambiando y cambiando y ahorita ya por fin le dijeron que está cancelado. 야.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내가 2년쯤 전에 Ajá. 쳤는데 ujú. 그 시험이 기한이 있어. 2년. ¿Inyeonmada? C. 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어 능력이 그 능력 시험에 몇 급, 음. 뭐, 어. 무슨 레벨? 예, 예. 음 내가 레벨 무슨 레벨인지 2, 3, 어, 그런 거 이제 음. 없어진 상태거든. 음흠. 그래서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음흠. 할까 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하려고 음. 그냥 했는데 이런 상태잖아. 그래서 원래는 4월이었어. 4월이었는데 한 달 연기가 됐고 음. 그 다음에 없어졌어 <laughs> 어쩔 수 없어 Oigan chicos, y les quiero enseñar estas compritas que hicimos en un sitio web que se llama Banggood. Les voy a dejar el link abajo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porque son compras muy interesantes. Voy a empezar mostrándoles este proyector miniatura. Vean qué chiquitito es. Mi mano es pequeña y cabe en mi mano. Es súper ligerito, súper bonito. Lo malo es que no lo hemos podido utilizar porque los dos tenemos iPhone. Porque este se conecta al celular, por cierto. Y es compatible solo con Android, así que tenemos que comprar un cable especial. Y también pedimos esta que es una mini impresora para imprimir fotos a través de Bluetooth con el celular. Estamos muy emocionados por probarla. Y por último pedimos este micrófono para que el audio de nuestros videos mejore un poco porque la verdad es que hasta ahora nunca he tenido un micrófono. Entonces les quería mostrar estas compritas que hicimos online. Si a alguien les interesa comprar algún producto les voy a dejar el link abajo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Ok chicos, y estamos a punto de abrir nuestra mini impresorita. <laughs> Funciona a base de Bluetooth, como ya les había contado. Y tuvimos que bajar una aplicación al celular. Kyo. <laughs> Xiaomi Home. Ajá, bajamos una aplicación y... Ajá, a ver. Ya, ah, a, ver, a <laughs> ver. ya, a ver. Connect. Ajá, connect. La vamos a conectar a través de Bluetooth. Ok, ya elegimos cuál vamos a imprimir Esa. Ok. Aquí en la aplicación podemos editar el tamaño. 아, 사이즈. Y también colore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 사이즈 괜찮은데 아마 조금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야. 가보자. 하이. 하나, 두 개, 세 개, 뭔가 이런 거야? 그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고! Go, go, impresora, go, go, impresora, go, go, impresora. 온다, 온다, 이, 온다.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어. 에? 와우, 너무 신기해. 에? 지금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어. 에? 와우, 와우, 에? 와우. 뭐야 그거? 와우. 진짜 와우 너무 좋아 와우. 너무 잘 나왔어 와우. 와우 샤오미 퀄티. <laughs> ok estamos demasiado divertidos así que vamos a imprimir otra ¡Ah! una con filtro kawaii 가와이. ¿qué es? 뜬, 뜬, 뜬, 뜬, 뜬. 와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진짜 신기해 이. Wow. wow. Miren, al final imprimimos estas tres. De verdad que nos gustó nuestro, nuestra mini impresora. Está súper bonita. Así que si a alguien le interesa comprarla, igual les voy a dejar el link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De hecho, esta mini impresora está patrocinando nuestro video. Es nuestro primer patrocinador en la vida. ¡Yes! <laughs> ¡Colabochun! Hicimos una colaboración. ¡Eh! <laughs> Oigan chicos, ya es la hora de la cena y hemos decidido que cada quien va a comer lo que quiere. Creo que Hayato va a comer ramen y yo voy a cenar una sincronizada porque tengo los ingredientes para hacer sincronizada tortillita de harina traída desde México. <laughs> No ramen. Y él va a comer eso. Yakisoba. Yakisoba, instantáneo. Instantáneo. <laughs> y aquí nuestras cenas todo va a comer recalentado con el fideo que se hizo y yo mi sincronizada, así que itadakimasu. Itadakimasu.